조금 날 잡히시는데요. 네. 네. 놓지 마시고 그대로 쭉 들어가세요. 엉덩이 옆자 준비되신 분 호흡 정리하고 내려가세요 내려가세 네. 뒤로 뒤로 와와 계속 떨어지세요. 계속 떨어지세요. 올라가세요. 오늘도 북한의 바다를 또 보는 <laughs> 어, 그 앞으로 배 앞으로 좀 두대 갔어요